예. 태권도의 심장으로 들어가네요. 오. 나이스 미팅. 나이스 미팅. 이야, 수석 코치님 완전 대박. 와우, passionate you are about that, the sport here. Oh, it's good. We know how like, passionate you are. important thing is, uh, important thing is yeah. the manner. Next is just combination, okay? Cross kick, four, withdraw. 이야 어렵다.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Right, three, okay. four. 우와. One, two, three. Okay, so Straighten your arms. Okay. okay. And then more wide your leg. Yes. And switch hand two. Yes. Ten. One, two, ten up like this. And other hands is to your waist. 이렇게. 아, 태권도가 막는 막는 동작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오히려.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Okay, the pass. Okay. 그렇죠. 이게 많이 없어. Oh, roundhouse is very. You demonstrate. 괜찮겠냐 이거? 이거. 안 맞으면 박신이 많이 두꺼워요 이거 아차 아차 아우. 예, 땡큐. 아, 네. 좋은 기회였다. 좋은 기회였다.